이번에는 젤 제거를 해볼게요. 젤은 일반 매니큐랑 성분이 달라서 일반 아세톤으로는 제거가 안되고 꼭 이렇게 젤, 젤 전용 리무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버리시는 분이 적을 수 있으니까 빼서 확인해 보시고 다시 끼워주시고 하시면 될거아요 이제 위 길이 여기 저는 하다가 좀 끊어졌는데